Yeah. Ah. Round two. Fight. 와 이어지네 이게 대박 라운드 3 파이트 아유 Fight. 펄프 아니야? 아니 뭐야 아 잠깐만 아유 진짜 짜증나 라운드 3 파이트 아왜 어, 뛰어져 아 왜? 아 진짜 아 이거 아닌데 f i g Shoot! KO. Round two. Fight. Yeah. Yeah. Round three. Fight. that Fight. 아 이거 아니라고 사고 아 진짜

Round three. Fight. Yeah. 아니 이거 썼는데 왜?